언니 100년이나 1000년쯤 잠들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? 만사가 꼬일 대로 꼬여서 풀릴 기미가 안 보이고 차차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차라리 그냥 한번 잠들면 안 깨어나고 싶은데 음, 다 잊고 싶은데 안 되네. 나비더미에 앉혀놓은 그년 나 속이고 도망간 그 기집애. 역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. 언니, 나는요, 나만 안 변하면 내가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, 안 변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. 나 왜 이렇게 못 살았냐? 미안해요. 너무 내기만 했죠. 근데 너무 속이 상해서 속이 너무 새카맣게 타버려서 누구한테든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미안해요. 정말 미안해요, 언니. 그냥 술주정한다고 생각하고 잊어주세요. 그냥 한 귀로 듣고 한기로 흘려주세요. 근데, 근데, 더 비참한 건, 그 사람을 내가 아직도 사랑한다는 거, 잊지 못한다는 거, 그게 정말 최악 같아요. 나 어떡하면 좋아요? 나 어떡하면 좋을까요?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누군가 나한테 답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.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그랬으면 좋겠어요. 근데 없겠죠? 나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? 진짜로 몇 년이나 천 년쯤 잠들면 좋겠어요. 그럼 모든 게 다 잊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잊혀지겠죠. 모든 일이 다. 미안해요. 그냥 모든 게 다 미안해요. 그냥 술주정이에요. 그냥 술주정이니까 조금만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, 언니.